어? 자기야 뭐야? (2021년 1월 14일) 스타터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맛이 돼 가자 뭐야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뭐야 이거 씨 소리에 주의하세요 有情况。 누구세요? 누구세요?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당신 사람이에요. 사람입니까? 귀신입니까? 분명히 전화하지 말 마라. 어? 어? 아 뭐야 얘들아 그 노란 보자기 같은 거 뭐 노란 천 같은 거 봤지? 황금색 빛깔 나는 거 진짜 내가 문이 끄떡끄떡 할 때까지 발로 바로 차고 들어왔거든 없어 진짜 귀신 고칼로이야 이 컵인가요? 그 안에 있단 소리죠 그러면 지금 맞죠? 빨리 오이 그 새끼야 이 새끼야. 아이씨, 깜짝이야. 씨, 뭐, 뭐예요, 당신? 어이씨. 이거 그 장소를 참 잘 잡았다 오늘 당신 나와 걸렸으니까 당신 나오라고 걸렸으니까 이제 뭐야 이거? 뭐, 뭐야? 어? 키워봐. 키면 내가 귀신 인정할게. 키면 내가 귀신 인정. 아! 키워봐. 키면 내가 귀신 인정할게. 키면 내가 귀신 인정. 아! 키면 내가 귀신 인정. 아! 진짜 귀에 미쳤다 와 아이씨 아이씨 이런 빨리 들어갈게요 바로 흐름 이어서 가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십니까? 여기 계세요 혹시? 말씀 여주십시오 어허 찾았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그럼 뭐 그 방금 그한걸 뭐야? 왕자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말씀 좀 해주세요. 와! 여보세요? 여보세요? 와 장난 와개와 와, 소, Ah! 누구십니까? 감사드려요.